hi hi hi 2월 4일 새벽 매드매기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. 매드매기가 왜 에이펙스 레전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와 매드매기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. 퓨즈의 여자친구라는 오해를 받았던 매드매기는 아웃랜드의 살보 행성 출신입니다. 어릴 때부터 용병으로 활동하던 매기는 퓨즈와 크랙드 탈론이라는 용병 조직을 만듭니다. 또 다른 용병 단체이자 크랙트 탈론의 라이벌인 블랙 래틀러. 블랙 래틀러의 warlord 켈리가 살보의 수장이 되고 신디케이트 조약에 서명을 하며 살보는 신디케이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. 살보의 독립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매드맥이는 아웃랜드 곳곳에 테러를 하죠. 그 처벌로 총살을 당할 뻔했지만 매드맥이를 villain으로 사용하려는 한 남자에 의해 Apex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. 용병단체의 수장, warlord였던 매드맥이는 전투에 유용한 skill set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속능력, 워로드 IR이는 매기가 공격하던 적을 일시적으로 강조해주며 적이 엄폐물 뒤에 숨더라도 탐지할 수 있고 shotgun을 들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능력입니다. 전술 능력, 라이어 트릴은 부착면 반대편에 불꽃을 뽑는 드릴로 엄폐물 뒤에 적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ultimate skill, Wrecking Ball은 커다란 세공을 굴리는 능력으로 공은 굴러간 길의 이동 속도를 증폭시키는 패드를 뿌리며 적 근처에서 폭발합니다. 근접 교전에서 폭발적인 기량을 뽐낼 새로운 레전드 매드매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달짱이었습니다. bye bye bye.